안녕하세요. 러브레터의 크리스입니다. 어, 제가 개인적인 일들이 좀 밀리고 조금 어, 저녁에 쉬고 싶어서 며칠 못했습니다. 여러분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우리 30번째인가요? 맞나요? Let me see. 예, 30번째. 오! 30! 30번째네요. 30번째 러브레터. 시간은 잘 가네요, 여러분. Time goes fast, right? 어, 제목은 I do not condemn you either. 요한복음 8장에 나온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가늠한 여인과 예수님의 이야기죠. 예. 어, 오늘은 너무 짧기 때문에 제가 남자 여자 원어민 녹음을 생략하고 약간 힘들어서 그런 것도 있고요. <laughs> 제가 개인 일이 좀 밀려서 여러분 조금 자주 못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예, 여러 가지 제가 하는 어떤 티칭 하는 일이나 또 그 외에 또 다른 일이나 어, 어, 또 이번 주 일요일부터는 또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에서 어, 그 젊은이들 예배가 좀 독립되어서 새로 비중 있게 시작이 되어서 뭐 그런 걸 또 제가 생각하고 준비하다 보면 약간 자주 못하게 되더라도 여러분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 예, 저를 위해서 여러분 you g o t pray for me 기도를 해주시면 또 제가 없던 힘이 나서 뭐 갑자기 잘래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또 할 수도 있겠죠. <laughs> 예. 자, I do not condemn you either. I do not condemn you either. 자,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굉장히 좋은 쪽으로 충격적인 아주 명, 어, 뭐라 그럴까요? 명, 뭐 연극이 아니니까 대사라고 할 수도 없고, 예, 명 문장입니다. 예. condemn이라는 단어가 좀 어렵나요? condemn이라는 거는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은 잘못한 것을 비난하다, 비난하다는 뜻이 있고요. 또 어떤 유죄 판결을 하다, 어떤 선고를 내린다 그러죠. 예, 죄에 대한 판결을 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스토리는 너무나 유명하기 때문에 John Chapter 8 예, 그 가늠한 여인과 예수님의 이야기는 자세히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혹시 교회 안 다니시는 분이 들으시면 어, 한번 그 요한복음 8장 역시 읽어보시고요. 요한복음도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저는 사복음서 중에서 요한복음 가장 좋아합니다. 조금 어렵고 철학적이라고 하는데 사실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여러분 마치 앞에 있는 그 Four Gospels 사복음서라고 하죠. 예, 마태, 매튜, 마크, 루크 그 앞에 세 가지를 뭔가 이렇게 해설해주는 해설서 같은 느낌이 좀 있습니다. 예, 그 앞에는 어떤 기록만 객관적으로 많이 했다면 예, 그래서 요한복음을 제가 영어 성경 공부 과정을 하게 되면 개인적으로 기대가 됩니다. 요한복음이나 로먼스, 로마서나 이런 것들이 다른 성경들을 굉장히 해석해주는 어떤 중요한 성경 같습니다. 성경 중에서도. 어, 그러면 I do not condemn you either. 이거는 여러분 나도 너를 비난하지 않는다. 나도 너를 유죄 판결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 됩니다. 어, 그러니까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이 와서 이제 사람들이 어떤 구약의 당신의 구약 시대에 어떤 율법을 좇아서 돌로 쳐서 이제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었죠. 그것도 특히 이제 신의 아들이라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지켜보려고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어떻게 보면 트랩 덫을 놓아가지고 예,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은 너무나 지혜롭기도 하고 너무나 굉장히 분명했어요. 예. 과연 신의 아들답게 이 사건을 이렇게 해결을 해 나가시는데 물론 그 모습 또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는 다 이미 마음이 예수님을 싫어했기 때문에 어, 예, 모든 것이 다 미운 털인 거죠. 예, 결국에는 어, 떤 신을 모독했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는데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예, 그들이 거의 뭐 모든 예, 프레임드라고 그랬죠. 프레임 어떤 어, 프레임이 여러분 액자라던 뜻도 있지만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작전을 다 짜가지고 예, 설계한다고 그러죠. 그 트랩을 예, 덫을 놓아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어, 인간이 우리를 사랑해서 생명을 허락한 신을 떠나버리면서 굉장히 어, 우리 자신의 몸, 어떤 몸에 집착하는 쉽게 얘기하면 굉장히 음란해졌습니다. 세상의 문화가 굉장히 음란하죠. 예. 여러분 교회 다니건 안 다니건 세상의 문화들은 문화가 너무도 굉장히 건전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예. 어, 무슨 얘기인지 아실 것 같아요. 어, 저희, 그러니까 인간들이 어떤 자신의 몸뚱아리 아니면 다른 사람의 몸뚱아리에 너무 집착을 한다는 거예요. 예. 뭔가 허무해 하면서도 마치 불나방이 불을 보고 거기로 뛰어들듯이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심지어는 유명 교회 목사님들 중에서도 아, 저렇게 새벽기도 열심히 하시고 믿음이 좋아 보이고 성경을 많이 공부하시고 설교하시고 정말 신앙의 훈련을 저렇게 단련을 받으시고 그러면 정말 해탈을 하셨을 것 같은데 이런 성적인 유혹에 빠져서 죄에 빠져서 망신을 당하는 분들도 종종 계시다는 거예요. 예. 뭐 이건 교회 목사님들만 그렇겠습니까? 예, 유명한 주지 스님들 또 사이비는 말할 것도 없고 예. 예. 그런데 어, 신약에서는 간음을 더 범위를 넓히죠. 그래서 여자를 보고 음란한 욕심을 품으면 이미 마음으로 간음한 것이다. 이미 간음을 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자유로운 남자가 있을까요? 예. 저도 당연히 아름다운 여자를 보고 어, 욕심을 품은 적이 있습니다. 예, 제가 기록에 남는데 이렇게 얘기, 해가지고좀 민망하지만 예, 제 주변에 <laughs> 그런 적이 나는 없다. 이렇게 말하는 남자를 본 적이 없고요. 들은 적이 없고요. 예, 남자분들 아시겠죠? 만약에 그렇게 얘기하면은 아마 예, 아우 저런 거짓말장이 이렇게 왕따를 시킬 수도 있을 거예요. 즉 예수님의 기준에서는 이미 모두가 가늠한 죄인들이에요. 예. 여자분들은 제가 여자가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는데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어쨌든 우리의 생각을 꿰뚫어 보시는 신의 아들 예수께서 그래서 자신 있게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 말을 하셨을 것 같아요.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이 있으면 너희 중에 정말 깨끗한 사람이 있으면 먼저 돌을 들어서 이 여자를 치라고. 근데 여러분 그렇게 막 죽일 듯이 달려들던 사람이 결국에는 다 하나둘씩 떠나갔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 참간음이란 것이 사실은 굉장히 가슴 아픈 죄이죠. 그래서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도 굉장히 심각한 죄 중에 하나로 다루고 있고요. 예. 왜냐하면 간음이라는 게 여러분 사랑이 우리가 참 중요하다는 걸 알잖아요. 사랑해서 결혼을 하게 되고 가장 사랑하는 이성과 서로 어떤 로열 충성하겠다고 맹세하고 이렇게 서약을 하고 다 결혼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사랑이라는 가치를 저버렸기 때문에 그게 사실은 심각한 죄라는 것이죠. 예. 어, 마음이 떠나면 몸을 주는 것은 몸이 떠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겠죠. 예. 어, 그러니까 안타까운 모두가 안타까운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인간 신을 떠나, 떠나면서 어, 이 간음이라는 것이 예, 참 쉽게 찾을 수 있는. 예. 어,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를 하지 않아도 여러분 주변을 보시면서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어떤 우리 문화가 참 어떻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어떻다는 것은 잘 아실 거예요. 예. 어, 이제 그리고 되게 멋있는 게 제가 이거를 그 다음 거를 하나를 더 하려고 했는데 그냥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주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번 주에는 개인적인 일로 좀 양해를 구합니다. 제가 어, 이제 그 내가 널 정죄하지 않는다. 그 따름 그렇게 하면서 중요한 얘기를 하세요. You may go now. C 입에 보면 You may go now. 이제 네가 가도 괜찮은데 당신이 가도 괜찮습니다. But don't sin anymore. From now on, don't sin. Don't sin anymore. sin, sin이 여기서는 동사로 쓰인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죄를 지지 말라는 거예요. Don't sin anymore. 더 이상 죄를 지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끝이었다면 우리는 조금 좌절될 수 있어요. 이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안 그래요? 죄를 짓지 죄가 좋지 않은 것이다. 죄는 관계를 파괴한다. 죄는, 죄는 인간을 병들게 한다. 이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요. 예. 근데 음, 간음죄가 나쁜 거다. 이걸 모르는 사람이 배우 잘 속이고 다른 사람과 정말 그런 어, 잠자리를 같이 하고 이런 것들이 진짜 그 한 배우자를 사실은 완전히 정신적으로 못 오면 죽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쁜 거가 아닌 거를 어,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것이죠. 예, 그걸 자랑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것이죠. 근데 하여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솔루션을 죄를 지지 않을 솔루션을 바로 예수님이 얘기하세요. 이거가 사실 더 여기서 클라이맥스입니다. 굉장히 유용한 말이 나오죠.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 밑에 제가 적어드릴게요. 자막에도 가능하면 띄워드리고요. I am the light for the world. I'm the light of the world. 나는 세상의 the light, 빛이라는 거예요. Follow me,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And you won't be walking in the dark. 그러면 네가 in the dark, 어둠 안에서 걷고 있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음습하고 남들에게 자랑할 수 없는 음, 그 나쁜 쪽으로 은밀한 이런 죄들 안에서 네가 걷고 있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You will have the light that gives life. 예, you will have the light that gives life. 어떤 생명을 주는 빛. 되게 멋있는 표현이네요. 이거를 네가 가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light이 누구라고요? 예. The Son of God, Jesus. Jesus,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되게 이게 인격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걸 너무나 개념적으로 지식적으로 이해하면 여러분 이게 또 여러분 딜레마에 빠집니다. 제가 러블레터를 하는 이유가 좀 이따가도 강조하겠지만 어떤 신과의 인격적인 관계 예. 제가 이 재밌는 영어 성경 공부라고 지금 제목이 채널이 돼 있는데 그 3개월마다 이렇게 바꾸는 거에 걸려가지고 예, 신의 러브렛, 신의 연애 편지 이렇게 사실 한국말 바꿔야 돼요. 예, 좀 이제 좀 시간이 좀 지나야지 변경이 돼가지고 뭐 그런 규칙이 있더라고요. 너무 자주 바꾸는 사람들 뭐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유튜브가 예. 그래서 하여튼간 어, 개념적으로 지식적으로 또 알아야겠지만 인격적으로 신과 우리가 친밀해져야만 어두움 속에서 우리가 계속 걷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나중에는 어, 저와 구독자분들이 정말 인터뷰를 하는 날이 오기를 저는 바랍니다. <laughs> 예, 진짜예요. I mean it. 예. 여러분, 어, 그래서, 어, 이런, 우리가, 어, 영어 성경 중요한 핵심 문장도 같이 외우고, 공부하잖아요. 그래서 나의 인생이 어떤 신과 정말 좀 친해졌다. 그랬더니 나의 인생이 더 밝아지고 나의 인상이, 인생이 생명력이 더 넘치고 예,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어, 당신은 왜 이렇게 조, 좋은 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거나 왜 이렇게 좀 밝은 것 같습니다. 당신은 참 세상 어, 다른 사람들보다 생명력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생기가 도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그럴 때 여러분이 딱 멋있게 나는 어,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예, 영화 이름이 생각나네요. 신과 함께 어떤 신과 사랑을 나누는 관계입니다.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예, 하여간 여러분이 알아서 얘기하시고 <laughs> 예. 아니면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예, 러브레터 채널을 들어보십시오. <laughs> 예, 나 프로모션을 제가 너무 노골적으로 했네요. 예. 자, 어, 그렇죠. 예. 어, 한 가지 얘기만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우고 마치겠습니다. 어, Love Songs라는 playlist가 있어요. 재생 목록에 보시면 Who Am I라는 Who Am I라는 굉장히 명곡, CCM 명곡을 제가 이렇게 다른 데서 퍼왔어요. 아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게 한국 제목은 온 땅의 주인이란 곡입니다. 예, 어느 청년이 더, 저한테 추천해 줘가지고 제가 들어서 영어 찬양까지 찾아봤는데 굉장히 너무너무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요. 예. 어, 멜로디와 가사와 근데 이거를 이제 부른 팀이 Casting Crowns라는 미국의 어떤 크리스천 락, 락 그룹이에요 밴드예요 락 밴드 예. 어, 그런데 음, Mark Hall이라는 목사님이 리더이거든요 예, 유스 h 패스터예요 그분도 약간 젊은이 사역을 하는 분인데 Mark Hall이라는 분이 예, 이제 Casting Crowns의 어떤 크리스천 CCM 밴드의 리더인데 굉장히 이 그룹이 굉장히 leading 밴드예요. 이 어떤 선두에 서 있는 그래서 Grammy Award라든지 더버 어워드라든지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어떤 음악 상들을 어떤 받았고요. 어, 북한에 초대된 적이 있습니다. 예, 굉장히 북한에서까지 부를 정도면 예, 뭐 정치적으로 여러분이 듣지 마시고 그냥 어, 북한이 폐쇄적인데 얘를 불렀다는 거예요. 이 팀을. 예. 그런데 마콜이라는 분이 굉장히 어린 시절에 어, 학습 능력 장애도 있고 주의력 결핍 장애도 있고 예. 어, 난독증도 있고 굉장히 어, 문제아였어요. 어떻게 보면. 예. 근데 이분이 이제 이렇게 멋진 일을 하고 계시면서 어, 제가 요거 밑에 올려드릴게요. 그분이 어떤 전하는 근본적인 메시지가 사람들을 돕고 싶은 건데요. 예, I wanna help them see 사람들이 이해하게 되길 원한다. 보게 되길 원한다. That Jesus is not a religion and God is not a book. 예수님이 종교가 아니고 God is not a book. 어떤 하나님이 신이 책이 아니다. 그러면 되게 이게 사실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뒤에는 뭐라고 했냐면 uh, if there's no relationship with Jesus as a person to you, 그러니까 당신에게 as a person, 한나의 인간으로, 인격으로 예수님과의 relationship이라는 관계잖아요. 예. 어떤 관계가 없다면 there's no no가 보통 굉장히 강조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없다면 you are in trouble 당신은 굉장히 지금 트러블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 당신은 되게 지금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It's about life, not religion. 이게 우리의 어떤 어, 그러니까 종교에 대한 것이 아니라 생명에 대한 것이고 It's about relationships, not books. 관계에 대한 것이지 책에 대한 것이 아니다. 어... 되게 멋진 얘기고 깊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크리스 제, 제가 하는 러브레터는 바로 이런 관점이고 저는 이게 맞다고 확신해요. 역사적으로도 제 교회 역사에도 관심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예. 그래서 그런 쪽의 과목도 많이 들었었는데 그런 제가 예. 어, Master of Divinity, MDiv라고 여러분 영어 과정으로 했던 게 여러분 사실은 이제 목사가 되는 과정인데 거기에서 어떤 어떤 Christian History, 예, 특히 Early Christian History 아, 그리고 어, 그 종교 개혁 시기 이런 때를 굉장히 제가 많이 수업을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때가 굉장히 어떤 이런 living relationship with God 어떤 교회의 어떤 크리스천들이 굉장히 살아있는 어, 신과 살아있는 relationship을 가졌던 때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생명력이 넘치고 오늘 우리 요한복음 8장에 있던 때처럼 굉장히 사람들이 정말 심지어는 persecution, under persecution 어떤 핍박, 박해 하에서도 여러분 굉장히 기쁨이 넘쳤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여러분 신비로운 사실 아닌가요? 예. 사람들이 어 크리스천들을 막 이제 못마땅해서 아, 쟤네 뭐야 재수없어 막 괴롭히고 죽이고 이래도 어 진짜 그 오른밤 왼뺨 때리면 오른밤 내주라고 예수님 가리킨 것처럼 사람들이 그거를 그냥 죽일 듯이 같이 복수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어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크리스천을 참 다르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저 사람들은 뭘까 예, 저 사람들 참 뭘까? 좀 다르다. 우리와 다르다. 우리는 한 대 때리면 두 대가 날라오는데 쟤네는 뭘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 어떤 비결에는 오늘 요한복음 8장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을 그들이 정말 진심으로 좇았다는 거예요. 그세상에 빛, 생명을 주는 밝은 빛 대신 어떤 Jesus, 예수님을 그들이 follow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진짜 true followers, 진정한 true followers of Jesus. 예수님의 진짜 followers들이 되었었다는 거예요. 예. 어, 되게 멋있지 않나요, 여러분? 예. 지금 현재 우리 한국의 교회는 굉장히 큰 교회도 많고 유명한 목사님도 많고 어려운 교회도 많지만 돈 많은 교회도 많고 어, 그렇지만 정말 교회가 세상에 정말 없는 생명력을 주는 밝은 빛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스스로 많이 교회 다니는 분들은 스스로 많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 어,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는 비결은 여러분 어떤 지식이 아니고 예. 정말 오늘 나온 것처럼 어떤 그 간음한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더 이상 죄를 짓지 말아라 그리고 나를 따라라 이렇게 얘기하신 이, 이 context, 이 문맥을 우리가 잊지 않으면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죄를 짓지 말아요. 여기서 딱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여러분 의지로 저의 의지로 우리의 의지로 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어... 여러분 사랑하면 악을 행치, 행치 않는다는 성경에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사랑이 없으면 뭔가 규칙과 약속과 계약과 이런 거로 상대를 묶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그게 이제 항상 통하지 않는 거죠. 예. 아, 저도 제가 신과 정말 친하게 지낼 때 모든 면에서 제가 차마 잘못된 생각과 그 잘못된 생각을 행동으로 잘 옮기지 못하더라고요. 그게 어떤 의지력을 넘어서서 예, 신과 신을 제가 느끼고 그분의 사랑을 느끼고 그분의 사랑이 지적으로, 감성적으로, 이성적으로 저의 종을 피부로 와닿을 때 제가 뭔가 굉장히 아까 나온 것처럼 굉장히 더 밝고 생명력 넘치고 남들을 좀 도와주려고 하고 더 내가 먼저 어떤 움직여서 사랑하려고 하고 이런 행동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되게 놀라운 거 아닌가요, 여러분? 예. 근데 뭐 제가 어떤 저의 의지력으로 하려고 할 때는 솔직히 실패를 많이 해요. 어, 어떤, 그러니까 이게 자기 최면하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얘기하면 딱 이렇습니다. 음, 우리가 정말 진짜 서로 사랑하는 관계에 있을 때, 관계 속에 있을 때, 상대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나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 또한 상대를 그렇게 사랑할 때 굉장히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우리가 누리고 있을 때 다른 이성이 여러분 눈에 잘 들어오지 않는 않지 않나요? 그런 것과 같아요. 예. 어, 그러니까 우리가 신과 정말 진짜 인격적으로 서로 사랑할 때 우리는 신이 싫어하는 행동들, 예, 즉, 뭐, 남을 속이고, 예, 가늠하고, 뭐, 이런 것들이, 어, 서로를 망친다는 것을 사실 더 피부로 느끼게 되고 예, 더 아름다운 사랑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 설명을 충분히 한 것 같습니다. 오늘을 말씀 같이 외워보겠습니다. 예, 저랑 같이 <laughs> 외우겠습니다. 오늘은 아, 괜찮죠? I do not, don't 이렇게 되는데 do not 줄이지 않고 do not 이건 되게 강조한 거예요. 예. 어, 그러니까 I don't condemn you either. 이게 만약에 나는 당신을 정죄하지 않아요. 이런 느낌이라면 I do not condemn you either. 나는 당신을 나도 당신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조금 더 이렇게 한국말도 길어지면 더 폴라이트하고 공손하고 더 이렇게 강조하는 느낌이 드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저랑 다섯 번만 해보겠습니다. I do not condemn you either. 자, 여러분 I do not condemn you either. 예, either가 여러분 not 앞에 부정하는 게 있으면 예, 우리 뭐뭐 또한 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 되죠. 두 번째, I do not condemn you either. 여러분, I do not condemn you either. 세 번째, I do not condemn you either. 여러분, I do not condemn you either. 네 번째, I do not condemn you either. 여러분, I do not condemn you either. 마지막 I do not condemn you either. 여러분, I do not condemn you either. 나도 당신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나도 당신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나도 당신을 유죄 판결하지 않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다, 예, 다 똑같습니다. You're all the same to me. 다 똑같습니다. Follow me. 나를 따르면 예, 여러분 빛 가운데 있으리라는 예, You won't be walking in the dark. 어둠 안에 걷고 있지 않을 거라는 거. 예, you will have the light that gives life. 생명을 주는 빛을 가지게 될 거라는 거 예,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밑에 있는 거 더 외우실 분들은 그 CV하고 다 메시지 아 오늘 외웠던 거는 Good News Translation이라고 예, 굿뉴스라는 구어체 영어의 그 버전을 여러분이 외우셨고요. 밑에 있는 것더 외우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땡큐